안녕하세요. 세계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탑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자주 타시나요? 4년 뒤인 2022년에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7시간 만에 갈 수 있는 항공기가 생긴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Really? 현재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은 1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은 이것도 옛말이 될 전망인데요. 미 항공우주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를 이용하면 7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초음속 상업 여행을 이끌 초음속 여객기 X-19의 개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X-19의 첫 비행은 2022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X-19는 약 17km 정도의 고도에서 약 1500km 속도로 비행한다고 하니 현재 여객기들의 2배 이상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개발 중인 X59는 디자인부터가 독특한데요. 얇으면서 길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에 엔진이 없는 것도 특징이죠. X59 개발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 초음속 여객기가 운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아마 지금 그럼 20년 전에는 운용을 했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릴 적 해봤을 게임 블루 마블에서도 나오는데요. 1976년 프랑스에서 개발한 콩코드 여객기가 약 27년 동안 대서양을 오가며 운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운항이 중단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손익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손익붐이란 초음속 항공기 비행 때문에 발생하는 굉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X-59는 손익붐이라는 굉음을 해소할 전망이라 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X-59 손익붐 소리는 자동차 문 닫을 때 소리 정도라고 하네요. 나사에서는 이번 달 미국 텍사스에서 손익분 테스트를 통해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가 과연 초음속 항공기 운항 규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0km 속도로 달린다면 굉음도 문제지만 과연 그 속도로 비행을 할때 생기는 진동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지 않고 각국에서 초음속 비행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7시간 만에 날아가는 초음속 비행기 X-59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위하여 알람도 잊지 마시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